looks amazing. Wow. 이건 강어물입니다. 강어. 예. It's type of fish. Oh. Yeah. Okay. 강어. 제가 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좀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Flatfish inside. This is like sashimi. 이렇게 드셔보세요. Spicy, spicy sauce. Okay. <laughs> really, really good. Really juicy, spicy. I love it. I love it. it's really good. Wasn't expecting like sashimi. Sashimi. Uh -huh. Mm-hmm. But it's really good. Oh my gosh, yeah. It's, yeah, all the spices work well together. Um, sometimes spice, spicy is hard for me, but maybe I'm getting better at spicy food. Yeah. Maybe. We'll see. <laughs> I was worried because I don't typically eat fish, but I did. It didn't taste fishy, so I really liked it. Yeah, really. Sorry. Rice. <coughs> <coughs> but it's good. 쌀좀 뿌리시고요. 거예요. You mix it with soy sauce and 이거는... all the vegetables. 아, 아, 아, 직접 들어가세요? 아, 직접 들어가서 드시. She's oversharing on herself. Yes. Not me. 저도 사실 근데 한국 사람이지만 삼계 김밥은 많이 안 먹어봤는데 완전 프레셔 이게 성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뭐예요? 성게 성게 어? This e a u 성게. 짜게 짜 간질간질해요. 아, Oh my God.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어요. Oh my God. It's alive. 오마이 갓. I want to, t a k e it home. 집에 갖고 가고 싶대요. Oh, so, so cute. <laughs> 네. 이거 지금 무빙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어요 이게. 한국에 이것 때문에 온 거라고. This is good. This is good. Yes. This is the best food ever. Very close. 이거를 아까 그걸 깠어요. 짜게 오. 이거요. 어. 성게. 이거예요? 예, 예, 예. 어, 이거 그리고 성게, 이거 이거는- 살아있는 성게. It's 이렇게 so 그냥. fresh. 되게 fresh. 우와. 이렇게 먹여주세요. 먹여. Wow. See your That is so good. Like, fresh. yeah. It's still moving. 아직도 움직인다고. How is it, Esme? Esme, how is it? I've never tried it. It's really, really good. Really?